오늘도 나는 사랑하는 딸 다은이와 함께 아이들을 산책시키러 문을 나섰다. 다은이도 이제 많이 컸다. 한 손에 하나씩 데리고 곧잘 아이들을 산책시킨다.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가인 솔트와 페퍼다. 이 아이들은 도대체 통제가 잘 안 된다. 그래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은이는 무척 즐거운가 보다. 메트로하고는요 자주는 못해요 가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?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첫 번째 강아지이기 때문에요 음, 저한테는 최고의 아이예요 가, 아픈 손가락이면서 어, 가장 사랑하는 아이면서 제일 걱정이 되면서 온통 메트로 생각 <laughs> 근데 이제 17살이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이별할 준비도 저도 슬슬 해야 되니까 그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죠 가자 가자 가자 사는 날까지는 근데 행복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우리 8마리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. 이제부터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해요. 좀 어설프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세요.